오늘 우리가 할 게임 뭐냐? 네. 망병치 게임. 하하. 아, 아, 예. 다들 뭐 룰은 아시죠? 예스 뿅 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놔둬요. 네. 놔두고 가위가위보 뭐, 어 이겼다. 그럼 요거를 잡고 바로 때려야 되고 진 사람은 맞아요. 막아야, 막아야 돼요. 맞아요. 오 오오 막아야 돼요. 이거 막아야 돼요. 그러면 저는 심판이라 빠지고 네 명이서 네. 탐탐비아 아시죠? 모르죠. 탐탐비아. 탐탐비아 올려 올려 올려. 평범기 평 알코르세. 아, 탐탐 이러면은 뭐. 그 특정 브랜드에서 뭐 하시죠? 커피 프린스 뭐 이런 거 있어요. <laughs> 서울이니까 서울 버전으로. 대대지이형 뭐예요? 어 친구가 없어가지고 규민이 형 옛날에 막 이렇게 신발 던져가지고 어? 우리 고무신 똑같은 건데 <laughs> 모르게 뭐이게 신나죠? 한살 차이로서 뭐 자, 할게요 탐, 탐, 비야 올려! 오케이! 아 우리는 간단하게 이겼다 네, 캠핑하면 우리 둘은 팔이 네. 길어서 네. 그렇죠. 이쪽이 조금 유리할, 유리할 수도 있는 게 네. 이쪽은 둘 다 팔이 길어가지고 엄청 빨리 한번 할수 있어요 <laughs> 자 여러분 그러면 이게 또 짧게 룰을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 네. 공격을 자기가 먼저 네. 세 번을 성공하는 팀이 이기는 팀으로 오. 겠습니다아 그러면 혹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아, 저거 잘못했다 네, 네. 그러면은 뭐 공격 성공해서 하나 까이고 이런 건 있나요? 어 이게 실패했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점수가 1점 가는 거예요. 네, 상대방에게 1점 가는 거로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a 이티자 올리원 오브 네. 어, 뿅망치 게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선수 오른쪽 선수 리에 선수 왼쪽 네. 선수 자 베이지 니트를 입고 있는 유정 선수가 있습니다. 자 손을 높이 올려 주시면 카메라 안 잡히니까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거의 천기백기 수준이었어요. 바위 바위 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바보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된다면 유정 씨가 1점을 가지고 선두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무서워. 자 바위 바위 포. 아 유정 씨가. 아, 엄청난 선방 네. 근데 진짜 빠르다. 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얘도 빠른데 얘도 진짜 빨라. 네, 네, 거의 이거 과자 이거 먹든 먹는 그정도 나옵니다. 마치 한국의 그 축구선수 골키퍼 조현우 씨가 생 그쵸 아, 비. 엄청 빠른데요. 네. 세 번째 경기. 네. 자 바위 바위 포. 아! 게임은 어찌됐든 상관없다 네. 난 그냥 때리고 싶다 일단 자 1대1로 네, 리에 네. 씨가 한 점을 따내면서 네. 자 다시 4회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네. 바위 바위 보! 아하! 아! 빠르 가위바위보! 아! 아! 실패! 굉장히 빠르다 실패 2점 왜? 왜2점못 잡았잖아 뭘못 잡았죠? 못 잡았잖아요. 얘가 놨잖아. 그러니까 실수했기 때문에 얘 얘한테 점수가 야죠 리에 씨한테. 당연하죠. 네. 네. 저는 네. MC의 네. 말에 네. 팀인데 심판의 말에 동의합니다. 네. 아주 네. 두 개골을 어. 네. 오! 오! 엄청난 두개골을 이쁘게 만들어 주겠다. 부상을 부상을 이쁘게 만들어 주겠다. 역시 팀을 생각하는 우정 씨의 말씀하세요. 아, 게임의 결과가 혹시 중요하지 않나요? <laughs> 가위, 바위, 보! 아! 아, 자, 그럼 분위기 이어서 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네, 빠르게, 빠르게, 빠르게 해볼게요. 네. 자, 가위바위보! 아! 와, 아, 아, 와, 맞았어, 맞았어! 맞 맞았어. 어디 맞았어? 뒤에 맞았어. 맞았 맞았어. 오케이, 2대2. 맞았는데, 그걸 때린 거아닌가 네. 그냥 막을 때가 2대2입니다. 그렇게 해서 막으면은 맞습니다. 근데 누가 봐도 이건 네. 예술이다. 이건 뿅망식 게임이 아니다. 아. 이건 정말 예술로 인정을 받아야 된다. 하면 아. 제가 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가위바위보. 아! 오! 오! 오! 와 굉장히 우와, 나 박진감 아, 경구 아니 포와 2대2 네자 가도록 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어! 어! 이겼어 이겼어 맞았죠?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 어, 맞았어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아, 이거 이거 비디오 비디오 비디오 네. 판독 비디오 판독 한번 아 이거 어, 하고 하자 심판 비디오 판독 VCR 하겠습니다